원래 단발은 잘라도 안 되겠죠? 단발을 날씬하게? 정인이가 잠장 5시간 넘는 시간 만에 결국 머리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슬로퍼을 다닐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여기는 어디일까요? 소연쌤이 계신 드엔에 정인이와 함께 왔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정인이 머리를 하려고 애가 타고 있었는데 소연쌤께 머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한번 그런 브이로그 찍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여기 살짝 곱슬기가 살짝 보이잖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 여러분들 목소리가 이래도 이해해주세요 저번 주에 애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막거 나갔어 근데 흔히 겪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주말 동안 열심히 해서 다시 조금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과정 중에 목요일날이 좀 괜찮은 거야 그래서 목요일날 목을 좀 썼다? 그렇다고 막 엄청 쓴 것도 아니었어 근데 금요일날 완전히 나가버린 거야 이게 완전 셔버린 거야 이렇게 심도 이 상태 안에서 말하지마 종이 오늘 음, 근데 저도 지금 목이 안 좋긴 한데 오늘 제가 좀 더 얘기를 많이 해볼게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파스파스한 것처럼 아 이걸로 봤어요? 뭐- 아 파마가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지금 현수 아, 너, 너무 절망적으로 나오는 <laughs> 원래 단발로 잘라도 안 되겠죠? 딱 단발 기장인데 지금? 단발로 변신하게? 싫어하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laughs> 어, 왜? <laughs> 단발로 간거 왜? 어, 뒷말이 들어가긴 하는데 뭐 상관은 없지 <laughs> 열심히 기르긴 했지만 오랫동안 긴급 <laughs>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지금 모질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이 아랫부분이 많이 상해가지고 파마는 그렇죠.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아요 스타일 변신을 잘라내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당락이 정해져야 되는데요 잘라내면은 무슨 머리를 할 수 있어요? 최대한 길이 살리면은 요 정도 되는 너무 좋아요 정인이 머리 자릅니다 와우 와 안녕 와우 와 근데 가벼워 훨씬 가벼워 와. 와. 와 이거 뭐야 그동안 잘 지냈어 잘어 인상한데뭐 그냥 적당히 목을 뺀 느낌인데 제기 같았어 되, 는데 빨리 챙겨봐. 내 기분이 이상한데? 너 원래 근데 좋아하는구나. 기본이는 오빠가 좋아해요. 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저 봐봐. 저 자꾸 자꾸 안 해가지고 계속. 엄마 집 가져가. 왜 네, 가져가? 선물 그 쓰기. 유치원에서 너무 거울이 보기 싫은 거예요. 단머리가 막 나와 있고 머리는 뭐 어떻게 쳐서 입고 이러니까 막 아, 내 기분도 젖어 있는데 머리도 어, 그러니까 <laughs> 내가 갖고 싶지 않았으니까 너무 부끄러웠어 여러분 저는 아직 머리 시작도 안 했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정인이가 메인이기 때문에 잘라주시면 감사하죠 기다리고 있어요 정인이 머리 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머리를 깔끔하게 다 했고요 정인이가 지금보다 아, 진짜 몇 시간 더 걸린다고 해요 근데 제가 또 주일 설교 영상 빨리 찍어야 돼가지고 집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마 시간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집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다시 샵으로 돌아왔고요 정인이가 잠장5시간 넘는 시간 만에 결국 머리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되게 기대가 되고 저희도 벌써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네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저도 드라이를 살짝 받았어요 어때요? 괜찮죠? 까꿍 푸들 같은데? 이제 마지막 질감 처리가 남았습니다 일주일 걸렸나? 했는데 태국은 음. 이틀 걸린 거야 <laughs> 그치? 멋자르길 잘했네 그치? 훨씬 낫지? 나무 생기는 느낌 되게 다르죠? 근데 얘가 조금 가라앉아 여기서 더 느낀 느낌이 하고 싶으면 여기 있죠 요 부분 부분만 약간 시스루처럼 쌓이는 시계수 있잖아요. 네. 얘만 이렇게 귀에 꽂아서 또 이거 여기 오호. 약간 시스루 오호. 오. 반응이 <laughs> 아우 또 묶었을 때도 이렇게 오. 저 아, 진짜 잘 묶거든요 머리 오. 밥 묶음도 잘할 수- 해도 돼요 밥 묶음 그럼요. <laughs> 어 예쁘다. 어... 완전 완전 예뻐졌는데. 고급지 않았어 머리. 그니까 저번주에 나랑 데이트할 때 그 사람이 아닌데 머리 <laughs> 완전 김처럼 붙어 있었는데 어 다른 사람이 됐어. 진짜. 아, 진짜 감사해요. 대박이다. 특별한 날에는 스프레이 뿌려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때도 예 아, 이거 음. 한테 감사의 박수 <laughs> 감사합니다 아, 대박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 정인이가 변신을 했습니다 어때? 너무 예뻐요 <laughs> 진짜 오늘 지금 머리를요 거의 6시간 가까이 이렇게 6시간 3, 4시간 정도 예상하셨는데 예상보다 천천 명력이어가지고 6시간 동안 진짜 정인이 너무 고생했고 소연쌤 이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아그 맞아 같이 계셨던 쌤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정인이 다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전엔 사람이 아니었다 어? 뜻이야? 아니 그건 아닌데 맞아 사람이 아니었어 <laughs> 저도 오늘 또 소연쌤한테 머리 받고 스타일링까지 또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어, 또 정인이랑 맛있게 또 저녁 먹고 저는 또 사역을 하러 또 수원에 내려가고 기다려줬으니까 내가 밥 사줄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예쁘게 머리를 정리도 하고 해서 너무 저는 기분이 좋네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일상을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해